소은아 결혼해서 잘 살아 나는 죽더라도 너는 잘 살아 알았지? 하트 어, 참 솔직히 말하면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더 내가 결혼을 한 사람들도 결혼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안 한 사람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조차도 어릴 때부터 항상 결혼 결혼하고 성근이랑도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혼이 참 하, 이게 어떻게 말로 정의가 될까요? 그래서 진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더 좋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게 내, 나의 결혼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결혼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변해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약간 좀 사랑이지 않을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그 과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고로 사랑 구단이야 자기 모든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인 것 같아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올해 38 됐습니다 결혼은? 결혼 못했습니다 <laughs> 앞서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대는 죽어도 모를 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you thank you 언제나 내 맘속에 나는 네가 있어 난 느낄 수 있어 네가 어디에 있던 나는 갈 수 있어 그래야 이 힘든 삶을 살 수 있어 I love you thank you 난 사랑을 몰랐어 욕심과 자만을 멈출 줄 몰랐어 항상 제멋에 나는 살았어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길을 걸었어 그래 결코 넌 내게 쉽지 않은 사람이야 우린 저 높은 태양처럼 식지 않는 사랑이야 수많은 별들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밤이야 이제야 내가 너로 인해 변할 수 있는 기회야 너로 인해 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너로 인해 나 믿음을 알고 꿈을 꾸고 I love you, oh, thank you 고마워 사랑을 배웠어 I love you, oh, thank you 주인 걸이 세상에 없는 걸 너의 사랑 그보다 큰 선물은 없어 내 곁에 있어준 하나로 충분해 I want you so I love you so thank you Um, I'm very happy you guys have met. I don't know you guys, but I wish you guys a happy marriage and a long life together. So, congratulations! Yay! Mwah. Congratulations. If, if he's not mm-hmm. Congratulations. Uh, I hope they're gonna be happy forever together. That's it. Mm-hmm. Uh, happy marriage. Um. <laughs> 아, 오케이 어, 성가 결혼 진짜로 축하하고 나중에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예쁜 가정 만들어서 다 같이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사시길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 믿습니다 어, 내 친구 성근이 신랑 조성근 참 어, 나한테는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나중에 꼭 미국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좋은 곳으로 싸게 새 곳으로 대접을 그 정도로 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친구였어요 항상 아플 때는 기대나는 너의 양이 돼줄게 고마워 난 웃게 해준 너의 미소가 고마워 난 깨워준 너의 친구가 고마워 미래를 만들어준 믿음과 I love you, oh thank you 고마워 고마워 난 약속해 변하지 않는 너를 나 부족해 보여도 항상 웃어주던 너 I want you so I love you so Thank you yeah, yeah, yeah. 그걸 보는 내게 쉽지 않은 사람이야 운전 게임처럼 쉽지 않은 사람이야 told you do I love you Oh, thank you My baby My lady My lovely yeah. 자, 어,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제가 성근이 오랜 친구들인데 여기 멀리 미국에 와 있어가지고 좀 아쉬, 아쉬워서 이런 거라도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아, 참성근 상근이 결혼식 저희가 친구 입장으로서 정말 참석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외에 있고 조금 저희도 이게 렇 저희 일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 참석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거 다 모든 게 다 핑계고 마지막으로 정말 두 분 결혼식 너무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근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와주시는 하객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근아 내가 너한테 한마디만 할게 여자 남자 인생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야이씨 전화니 알았지? 어 자기야 야! 야이 끼!